사귄다 안 사귄다? 저는 저 음. 완전 사귀어요. 저 완전 사귀 사귄다. 완전 사귀어요. 아니 이상형을 만나면 당연히 그 사람 의견도 존중해 아 제가 질문 바꿔도 돼요. 완전 이상형인데 나한테 약간 육식을 강요한다. 그건 못 사겨. 어 고민하는데? 지금 누구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? 너무 막 너무 갖다 대고 막 <laughs> 그러니까 막 먹어라 이 정도 아니면. 그, 정, 그, <laughs>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아니, 그 소지섭이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어 어렵다 아 그 싫어요 어그러안 돼요 안돼 못 뭐 내려가 버거킹들 어, 버거킹 너무 싫어가지고 감튀 먹고 아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상형이면 사귀는데 너 어, 육식해야 돼 고기 안 먹으면 안돼 이런 식으로 강요만 안 하면 서로 좀 존중해줬으면 그분이 육식을 하던 말던 제 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채식하는 거 별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. 제가 채식하기 전까지도 솔직히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채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는 좀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형인데 그분이 비건이 아니다 뭐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꼭 고기를 먹어야지만 사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음.